짐. 짐 왔습니다. 짐. 야, 꽤 크네. Didn't even get to said I'm moving too far. 네, 지금은 태국의 아시아티크 야시장에 왔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너무 돌아다녔더니 머리가 떡이 졌어요 지금은 옷 사러 간다길래 가볍게 너무 더워서 따라가는 길 아이스크림 가게 아우 더워 관람차 오 이뻐 이뻐 야 작게 놀이공원 돼 있네 와 뭐야 4D 지금 여러분 태국에서 1일 오땡모만은 하는 것 같아요 <laughs> 오땡모 딴건 거의 안 먹었는데 이 수박 주스만 진짜 한 2, 30번 먹은 것 같아 음. 이게 너무 맛있어 이거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 여기 태국에서는 이 수박 주스가 미친 맛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여기 유독 이 수박 주스 맛있게 잘하네 미쳤어 여기는 르브와 스카이바입니다 너무 높아요 엄청 여기가 정말 이뻐요 여기 바가 있고 아, 궁전 같은 거 와. 여기서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야. 멋있죠?